아, 비 엄청 많이 오네. 라면이나 먹을까? 저희도 한잔하게 네, 오늘 그 오크리에이터스 음. 멘토링 갔다 왔는데 참피디님도 같이 계셨거든 네. 그동안 먹방할 때 술 안 먹지 않았냐고 네.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 추천해 시는 거야? <laughs> 어 그래서 만약에 혼자 이렇게 먹으면은 먹었겠지만 촬영을 하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네. 근데 오늘 한번 먹어봤어요 아, 너무 좋네 그래 짠? 짠 김치랑 맵도도 잘 어울리네 김치전 해먹으면 맛있겠다 김치비 오는 날 어, 진짜 오늘 빗소리도 좀 안되겠다 나도 한숟가락만 먹어야겠다 아, 한숟가락볼까요한숟가락줄 수 있어요? 그럼요 한 입에? 아 먹을 수 있나? 응. 어,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 흘릴 것 같아서 어때요? 아 되게 맛있다 맛있지? 젓가락 갖고 올까? <laughs> 앞접시 가져오든지 한 젓가락 맞춰봐요 한 젓가락? 어. 아이고 끝났겠네 음. 원래 한 젓가락 먹고 들어가야지 아빠 부른다 아빠 불러? 어. 어, 있는지 어떻게 알지 왜잘 잘땐나안 부르는데 왜 갑자기 부르네 김치 너무 맛있는데 깜짝 놀랐는 완전 제대로셨지 응. 딱 맞게 응. 아니 라면이랑 먹는데 맛이 한 3배 정도 좋아진 느낌이야 나도 어렸을 때는 꼬들꼬들한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응. 요즘엔 진짜 푹 퍼진 게 좋아 약간. 부드러운 거? 응. 응. <laughs> 류나 다리 왜 그렇게 됐지? 찍고 나니까 어 이번에는 류나가 어택하고 있네 사이에 좀 장벽 같은 쿠션을 놓으면 안 되나? 좀 크게 응. 못 넘어가게 그럼 줄까? 네 너무 좋다 빗소리 나고 그치? 미니 사이즈 괜찮네. 음, 음. 그래서 사실 안 먹을 것도 먹게 돼서 자꾸 먹어. 문제. 부담 없이 잘 어, 막 350ml만 해도 솔직히 좀 부담돼서 안 먹는데 음. 이게 몇 ml? 250ml인데 한 잔씩 나눠 125잖아요 음. 진짜 반주 밥 아, 먹으면서 누워보면 테라 광고인 줄 알았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점심에 개미집 가서 먹었거든요 음 봤어요 사진 올린 거 진짜 맛있더라 내가 어. 왜 이제야 먹었는지 그리고 다 먹었는데 옆에 군인들이 있었거든 음. 알고 보니 또 구독자분들이셔가지고 진짜? 어,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어. 아, 그래서 사줬어? 사주고 싶었는데 어. 이미 결제를 다 하고 어.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. 혹시 홈사운드 아니세요? 이래가지고 아 진짜? 어, 좀 아까웠어 저녁 가셨던데 저녁 기념으로 딱 식사 한번 사줬으면 너무 딱 좋았을 텐데 군인분들은 자가 사줄 수 있는 음. 나도 하나 얘기해줄까? 뭔데요? 나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음. 중학교 한 저학년? 6살? 이 정도 돼 보이는 A 둘이 여자애 둘이 타면서 어 저기 홍사운드 이러는 거야 음.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이랬더니 여기 몇 층 사시죠? 이렇게 여기가 어. <laughs> 떻게 알았을까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<laughs>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음. 오늘은 일은 어땠어요? 어 좋았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막 했는데 어, 이번에 그 멘티분들 보니까 먹방 하시는 분도 계시고 ASMR 하시는 분도 음. 계시고 아 잠깐만 내 내일 케이콘 가는 날이구나 베리베리님들 아 그래서 내일 잘 해야 될 텐데 자기가 거의 진행하는 분위기던데요? 음, 질문하고 음, 맞아 요 자기 맞아 질문, 내가 질문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 잘 못하잖아 <clears throat> 맥주 더 먹고 싶네 아니야 이제 그만 먹자 그래, 이만큼만 먹자 연애할 때 막걸리 많이 마셨잖아 많이 마셨지 바닷가 같은 데 가도 막 마시고 아 맞네 음. 뭐. 조금 다른 지역 가면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막걸리, 막걸리 좀 어, 많이 마셨지 맞아, 맞아. 어, 근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아 우리가 술을 거의 같이 많이 먹을 일이 예전만큼 없으니까 음. 고생했어요 오늘 어, 멀리 벌써, 갔다 오느라고 벌써 1시가 다 돼가네 음. 자러 가야 되겠다 음.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